행복하고 옆에 잘 보고 행복하고 멀미하고 사먹고 행복하고 100개 있나? 음. 조심히 갔다 아 여기 썼다고 아이 에이 진짜 여보세요? 절대로 안 그러지 아니 아빠 가진 게 별로 없네 아, 좀초량해졌네자장바도요 <laughs> 여기 갖다 놔야지 아, 맛있겠다 어. 발미워 <laughs> 나 이거 되게 맛있어 보였는데 어, 꿀맛이야 <laughs> 아이. 어 옮겼다. 봐봐 옮겨 옮겨. 어. 뭐, 뭐, 뭐, 뭐 옮겨 옮겨. 에이, 아, 그 뭐, 뭐 여기 있어 여기 있었어. 여기 있었어. 아 여기 있었다고? 아, 아니야. 아니야. 빨리 둬. 먹고 잠이 못 온다. 은행님 나 좋아가지고. 아니 눈 감고 자. 여기가 주는 거야? 이거 나 주는 거야? 아유, 아이 아파. 아니 줘야지 그걸 던져 자꾸

聊聊，聊了。